엄마 나를 왜안 들어? 엄마 말을! 엄마 나를 왜안 들어? 멜멜하죠? 멜멜! 땅콩아, 캐리가 말을 안 들어. 맴매해야 돼, 맴매. 맴매면안 돼? 핸드폰 볼 거야? 아니 땅콩아 자꾸 테리가 핸드폰을 보잖아 perna.